본식에 입을 드레스를 가봉을 하러 갑니다. 나 어제 레이나모라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드레스를 보다가 결국 고르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직접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서 일단은 mermaid를 염두를 해두고 가고 있긴 한데 볼륨 라인을 한 벌쯤은 입어봐야 되지 않을까 없군요 아, 아예 안 입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서 한번 그래도 입어보고 근데 이제 왠지 최종 fix는 mermaid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좀 제대로 된 느낌을 보려고 최종적으로 샵에 가서 스타일링도 좀 받아보고 헤어랑 메이크업 좀 받고 드레스를 입으면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드레스 가봉하러 갔을 때랑 웨딩 촬영했을 때 어, 했던 스타, 헤어스타일 말고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음. One more note, one more breath One more go is all I get this time around One more night to sing a song See the light, dance along An empty floor I've come to know quite well Dig my heels in, do my best Try to forget all the rest Remember my good intentions Caught up in the whirlwind of Forgot about my faith in love To make the whole thing disappear If every no is my last, light a fire, strike a match. Tomorrow comes, the voice is lost. know One more breath, one more go is all I get this time around This time around This time This time two lives to be lived. We rejoice, the one to set sail.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부가 입장할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 입장